오래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려봅니다 라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날 잘 보내십니까 네 벌써 와 우리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와놀랍습니다 이렇게 설날을 우리 라이온 분들과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. 네. 예스. 그렇지 않나요, 여러분? Yes 그렇더라고요. 네. 오이. 어 뭐야? 뭐야? 뭐야? 아, 촬영 중에 핸드폰을. 아니 문자가 왔어. 응. 응. 응. 응. 무슨? 이게 무슨 일이야? 나도 문자 왔네. 아이고야 이거. 아! 사랑하는 라이온 여러분. 2022년 이민년에도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건강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! 라고 덕담이 이렇게 왔네요. 아, 아이 문제 안 읽을 수가 없지. 다운다니까. 어, 예. 어, 네. 또 올해 또 올리언어보와 풍요로운 설날 보내시고 또 이제 안전에 주의하시면서 마스크꼭 쓰시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설날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올려드렸습니다 alright.